자폐아동의 이상행동을 보고 문제행동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문제행동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치료사나 부모는 아이를 교정의 대상으로 삼죠. 모든 행동에 O, X, 맞아, 틀려 라면서 아동의 행동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행동에 대해서 없애버리고 말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소고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문제행동이니 소고니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동 학대적인 태도와 시각을 담고 있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동들의 일탈적인 행동은 항상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폐아동들의 행동도 일반 아동의 이상행동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폐아동들이 소리에 담긴 진심을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폐아동들의 신체 언어에 담긴 진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자폐아동들의 행동 방식이 문제 행동인 게 아니라 그 진심을 해석하지 못하는 부모와 치료사들의 문제인 겁니다. 이해가 가능한 방식으로 땡깡을 피는 아이들하고요. 이해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땡깡을 부리는 아이들의 차 차이일 뿐입니다.